마당 찍을 때마다 따라오는 고양이 이제 추워지면 마당 낮잠도 끝이다. 배추밭도 점검 배추값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 집 배추들은 더 튼실해진다. 이봐 어머 뭐, 아이 아유 또 흙 묻었어 어디 봐 어디 방울아 어디 봐 일로 와봐 봐봐 피, 야 귀에다 약 발라줬더니 흙에다 문질러 흙이 잔뜩 묻었어 이거 지금 아유 흙을 묻히고 여기다가 아유 여기를 두 개 묻었대 아유 아파 아파 여기하고 여기를 두 개 묻었어 왜 거기다 흙을 묻혀 딴데안 다칩니다 아파 잡고 있네. 여기. 다 쓰러졌어. 벼가. 비가 와서 깨끗 해